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혼자 서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발표 선생님이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도 무서워서 못 들고 갑자기 시키면은 진짜 막 발을 떨면서 막 대답도 못하고 좀 그런 좀,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좀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춤을 좋아하게 돼서 좀 자신감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어, 여러분들도 뭔가 힘드신 일이 있다면은 다 극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글썽거리거나 하면은 이제 버디분들 표정이 다 애기 애기 같지 않아요? 어, 애기는 이게 오잖아요. 저희 여섯 명만 봐도 이렇게 귀여운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이분들 표정이 천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뉴주형은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표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저 사실 아까 은하가 하지 못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좋아요. 지금 가능? 가능합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 제가 살면서 되게 막 부족,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아이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제가 원래 되게 원래 되게 의지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어, 여러분들이 어, 저희 여자친구 사랑해주시고 또 저도 너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는 거 아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의지, 의지를 갖게 되거든요. 저는 진짜 보디분들 아니었으면 되게 지금도 누워있으면서 먹고 있을 거예요. 아, 귀엽다 진짜. 귀여워.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진짜 제가 너무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싶어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항상 더 노력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